안녕하십니까 우드리 이연의 이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이연 머신에 이렇게 지그를 맥 파트로 이렇게 세팅을 해 놨습니다 아, 저희들이 초시계를 걸어 놓고 한번 이렇게 제품을 가공을 해서 결부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 기계는 이 길이가 2500 정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재료를 물려서 요 끝까지 재료를 물릴 수가 있는데요 세팅을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몇 가지의 어, 지그를 통해서 한 제품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의 세팅을 한꺼번에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 때마다 뭐 세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주 사용하는 어떤 결부들은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요걸 빼서 보관을 했다가 사용하실 때 이렇게 와서 꼽아버리면 되겠죠 예, 꼽음으로써 세팅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과연 이연 머신이 어느 한계까지 짜임을 할 수 있는지 결부를 가공해낼 수 있는지를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 잘 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자 초시계를 누를게요 10분 걸렸네요 자 조립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조립이 되었습니다 직각자로 직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자 그럼 이제 다음은 촉가공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료가 부재를 수북히 쌓아놓고 만약에 작업을 한다면 지금 영상을 찍은 시간보다는 불필요한 행동들이 많이 제외되니까 시간이 훨씬 단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박수 한번 치고 예. 자 그러면 또 다른 공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저희 기계에 이렇게 가공을 하는 어떤 가공성보다 이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기계가 거진 불량이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 번만 세팅을 해 놓으면 이 모든 것이 직관적인 방식으로 거리가 이렇게 직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거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암장부나 아, 숫장부나 이런 부분들이 다 식으로 인해서 활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초보자들도 안심하고 누구나 작업을 해도 절대 불량이 나지 않는 어,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촉가공이나 연기나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많은 그 짜임의 방법을 보여드리겠지만은 짜맞춤을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뭐 이렇게 숙련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누구나 이렇게 한번 와서 교육 받으시면 이런 단순한 것들은 한 번에 하루 교육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예, 그런 장점이 있죠. 앞으로는 가공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는 것보다 가공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내가 제품을 어떤 판로로 해서 유통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쪽에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1인 기업이나 2인 기업들의 경쟁력이 좀 강화되지 않나 예,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가공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전에 이제 그 둥근 원형 촉가공과 도미노를 꼽을 수 있는 부분을 어, 도미노를 연기로 만들어서 꼽았죠. 아마 그런 것들은 지금 도미노를 이용하면은 뭐 아마 다 작업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예, 도미노 작업이 아닌 연기 맞장구로 어, 하는 짜임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자, 이런 것들도 저희 머신에서 어떻게 가공이 되는지 한번 지금부터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연기 쌍부가 10, 예, 한 1분 음, 걸렸네요. 예, 그럼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완벽하게 지금 지도가 아, 클리핑을 해서 조립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도 어, 직각이 예, 맞네요 어, 저희 기계 특징이 이렇게 45도 또 이렇게 90도 어, 이미 그 지그 자체가 각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하는 것만으로 전체의 단해가 시각이나 이런 게 다 맞아지죠 그래서 이 간에가 맞을까 안 맞을까 45도가 맞을까 안 맞을까 이런 고민에도 좀 자유롭다라는 그런 아주 특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요 세 가지로 어, 올릴 거고요 다음 영상은 이제 점점 난이도가 조금씩 조금씩 높아질 겁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 번 또 치시고요 아, 응원 좀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